네, 검티필 범면 누구십니다. 네임보식스 시즈 애쉬 편입니다. 애쉬 능력이란 총을 보면은 그 휘렇게 누르면 이게 있는데요. 이게 이제 벽을 뚫을 수 있어요. 그런 능력으로 어, 저기 25m 미, 20 내, 20m 내에 있는 저 폭탄을 탈취하는 그런 미션이죠. 특수부대 5명과 함께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엄마? 가끔 있긴 있었는데 어 나이스 oh, 이번에 괜찮은 것 같아 어 나이스 어개 지렸다 아 나이스 <laughs> 아 어쩌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얻게 됐네요 아 개쩔었습니다 네, 이런 게임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네, 이런 게임이죠 이런 재미가 또 레인보우 식스 시즌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애쉬였습니다 감사합니다